한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 둘셋 반갑습니다 모험생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내가 의대 다니면서 들었던 질문들 오길 기획수는 잘 받겠다 네, 잘 봤습니다. 2014년 수능 기준으로 4개 틀렸고요.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2등급, 과탐 1등급 이렇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저보다 잘 보신 분들도 많고 전국적으로는 더욱더 많겠죠? 딱히 자랑할 거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위대 갔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에 제 청춘을 바칠 수 있다. 하다가 씨. 지금에서야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막상 들어올 때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성적이 맞았고 집이 가까웠고 군대도 나중에 갈 수 있고 별로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죠. 공부 많이 해? 많이 합니다. 개같이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저에게만 많은 것도 아니고 다들 해온 것일 뿐인 터러 마지막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버틸만 합니다. 왜 아직 군대 안 갔어? 대부분의 남성 의대생들은 국가 병역의 의무를 사병이 아닌 군의관으로서 즉 장교로서 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외에 공보위 같은 제도도 있고요. 사병으로 가는 것에 비해 계급이 높은 대신 복무기간이 훨씬 더 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들은 바로는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한다고 술도 많이 먹나요? 의대생들이 술 많이 먹는다는 얘기도 유명하죠. 저도 초창기 때는 동아리 사람, 학과 사람들이랑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과 갈 거야? 사실 저는 아직 실습도 못 돌아봤기 때문에 모르는 게 산더미입니다. 그래서 딱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바램이 있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과로 가고 싶습니다. 나 여기 아픈데 무슨 병이야? 가까운 병원 가세요. 나 나중에 무료로 해주면 안 돼? 20년만 기다리세요. 이거 어떤 이야기야? 음 나도 몰라요 한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 드라마 보면 어떤 느낌이야? 윤아름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시시 해봤어? 잘못 놀지. 함 가실? <laughs> 네 저는 단지 개인일 뿐이고요 그 사람마다 답변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